안녕하세요 예쁜 남자 브리트맨입니다 오늘의 메뉴가 불닭 소스로 버섯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밀라하마라힘 بسم الله ا ل Thank you. 알함드릴라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아 마셨는데 너무 매웠어요. 항상 행복하세요. 안녕